뽐나는 쇼핑 방송 시카 뽐 쇼핑 여러분들의 뽐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대박 상품을 저희가 준비해왔는데요 라치카 후드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세계 최초니까! 라치카 <laughs> 후디 7종 되겠습니다 여러분 컬러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컬러를 모두 착용해 주셨습니다 땀이 나냐 나냐 <laughs>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예예 예. 예, 예. 원단에 대해서는 디자이너 선생님 모시고 같이 함께 얘기를 저 아, 준비가 진짜 웃겨 디자이너 선생님 왜 이렇게 바쁘시죠? 유키즈 여러분 드디어 첫 번째 경품 이벤트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품은 마스크를 목걸이처럼 예쁘게 하고 다닐 수 있는 대박! 네, 라치카 마스크 스트랩 두 종 세트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어 너무 예쁜데? Wow. 그리고 심심한 아이템에 뽐을 더할 수 있는 라치카 스티커 3종 세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면은 어, 너무 예뻐. 다양하 스티커가 있어요. 너무 예뻐. 지금 Hey도 있고 Hey도 있고 Hey도 네. 네, 있고 헤이 헤이. 도 있고 헤이, 헤이. 지금 저희 제작진들도 하고 있는데요. 착용한 모습 참고해 주시고요. 너무 예쁜데요? 지금 막 스티커도 붙이시고 막 카메라에도 스티커도 붙이시고 네, 스트랩도 여기 Hey라고 써있어요. Hey. 어, 정말로 그리고 여기 카메라 감독님들도 진짜 감사하게도 스티커를 다 붙여주셨어. 자, 이제 저희가 퀴즈를 내릴 건데요. 지금 참여 방법 나가고 있죠? 이 방법대로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그중 20분을 추첨하여 마스크 스트랩 2종 세트를 또 20분을 추첨하여 스티커 3종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퀴즈 풀 준비 되셨나요? 네! 유퀴즈 문제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으로 굿즈 장인이라 소개됐던 라츠가 굿즈 디자이너 선생님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H왕! H왕! 하습니다 참고로 여기 애원이 어딨죠? 여기 애원이 없습니다 지금 <laughs> 힌트를 드리자면 저희 상담원 분이랑 쌍둥이가 아니냐 수잡을 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도로 상담원님과 굉장히 많이 닮으신 네, 분이에요 반드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디자이너 선생님 성함 땡땡땡 세 글자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네, 5라운드에서 단독 판매되는 라치카 굿즈 다음 상품은요 실내든 실내든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그 노래 맞아요? <laughs> 이거 맞아요? 라치카 예, 예, 예. 헤이 슬라이드 2종 되겠습니다 라치카 Hey 슬라이드를 추천드리는 이유 두둥 자딱 보시면은 Pretty Savage들을 위한 컬러 매력적인 블랙핑! 먼저 핑크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슬리퍼가 정말 라치카 매력 그 자체인 게 전체적으로 러블리한 느낌이지만 앞에 Hey가 뭔가 약간 한 성깔 할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나요? 하나도 아니고 Hey Hey입니다, 뭐, <laughs> Hey Hey! Hey Hey! 이렇게 있는데 지금 미즈 모델님 한 번 발도 보세요 고양이 발처럼 앙증맞고 귀여운데 발톱이 싹 나오는 것처럼 뭔가 앙칼진 느낌 네. 편해 보이지만 뭔가 매력 있는 느낌 있는 그린 그런 슬리퍼입니다. 아, 이번에는 블랙입니다. 블랙. 음. 블랙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난한 느낌인데 앞에 핑크색 레터링이 포인트가 되면서 굉장히 트렌디해 보입니다. 지금 리안 모델님이 신으신 거 보시면 그냥 평범한 깜장 슬리퍼 같지만 앞을 딱 보면 <gasps> 뭔가 확 눈에 띄는 느낌이 들죠? 완전 Hey다 완전 Hey야 완전 Hey Hey입니다. pretty 70에 savage 30을 원하시면 핑크 savage 70에 pretty 30을 원하시면 블랙 아 블랙 음. 지금 오라운드 앱을 들어오셔서 취향대로 컬러 선택해주세요 라츠가 헤이 슬라이드를 추천드리는 두 번째 EU EU 두두 내발과 네, 무라 일체 물아 일체 첫 번째로 찰떡 쿠션감 어 쿠션 예 쿠션감이 굉장히 좋고 않고 그 두 번째로 적당한 무게감입니다. 근데 확실히 네. 확실히 가벼워요. 지금 신고 계신 모델분들께 착화감이 어떤지 직접 한번 여쭤볼게요. 완전 편해요, 지금. 오, 오, 오. 어떠신가요? 어. 네네. 예. 와, 어. 와. 어. 저 아까 뛰어다니는 거 보시죠? 네. 예, 예. 완전 벗겨지지가 않아. 아, 슬리퍼가 벗겨지지 않는다고요? 어, 아까 보니까 춤에 일가견이 있으시던데 이 네. 슬리퍼로 <laughs> 착화감을 몸으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아, 이게 지금 착화감을 아 몸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 지금 네. 발이 안 보여요. <laughs> 발이 안 보이거든요. 옆에 지금. 계신 미즈님도 지금 몸이 근질근질하신 거 같은데. 저, 저 아저씨 근질하거든요. 빠르게 빠르게. 네, 그렇죠. 네, 발이 안 보입니다. 네네. 아 어. 그러면 혹시 어, 어 미즈님이 이 쿠션감을 표현해주고 계셨어요. 보송 보송 점프 점프. 어 아, 신기만 해. 아 샤. 연 언니 어하면좋 신기만 해도 절로 춤이 쳐드는 납치카 헤이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헤이슬라이드를 수선드린 이유 세 번째 두두 두두 서예 세상 세상의 밑바닥에서 해를 외치다 어, 해를 외치다 자신감 증진 효과 어, <laughs> 너무 좋은데요?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저희가 세계 최초로 라치카만의 뽐을 추출하면 네, 성공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제품의 라치카 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뽐! 어, 뽐! 어,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뽐 함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이 바로 이 슬리퍼! 라치카 폼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자신감 있게 뽐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슬리퍼 안 신은 상태에서 하면 약간 어 진짜 진짜 초라하거든요. 지금은 <laughs> 진짜 초라. <laughs> 진짜 네. 초라. 아 들리지도 않아 막. 어? 어? 뭐라고요? 뭐라고? 에이 들리지도 않아 뭐라는 거야 뭐야 뭐? 이 정도의 느낌인데요 이제 음. 슬리퍼를 한번 신어볼게요 아 자신감 없어 완전 없어 <laughs> 근데 제가 원래 또 회의를 잘하는 편이다 보니까 아 저거는 가비가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래서 누가 해야지 이 효과를 보겠습니까? 네, 상담원님! 네, 열심히 열일해주고 계신데 슬리퍼를 신지 않은 상태에서 헤이를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헤이. 뭔가 누군가 연상되지 않나요? 저희 어 뭔가 많이 보는 캐릭터긴 한데 그러면 이제 슬리퍼를 한번 신고 해주실게요 뒤에 슬리퍼가 있으신데 네 이렇게 그 슬리퍼를 신고 한번 해보실게요. 자신있게. Hey! 보셨죠? 보셨죠? 보셨죠? 저 자신감 보였어. 태원이 7, 8년 만에 저런 모습 처음 봐. <laughs> 자신감이 확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네. 대단합니다. 예. 어, 예쁘고 편한데 자신감까지 뿜뿜 해주는 라치카 헤이 슬라이드 2종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품 이벤트를 공개할 차례인데요. 두 번째 경품은 저희 라치카 멤버들이 직접 찍고 직접 꾸민 폴로라이드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저희가 퀴즈를 내드릴 건데요. 지금 참여 방법 나가고 있죠? 이 방법대로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그중에 열분을 추첨하여서 저희가 사진을 한 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유퀴 문제 드립니다. 저희가 컬러를 설명드리면서 땡땡땡 땡땡땡들을 위한 컬러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걸그룹 블랙핑크의 노래 제목이자 스트리원 파이터의 계급 미션 곡이도 했던 땡땡땡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이 문제의 힌트는 저희 위즈 모델님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오! 오! 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하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여러분 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고민해봤자 어차피 택배 받는 날만 미뤄지는 거예요. 네. 지금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그 제품, 바로 그 제품을 오라운드 앱에 들어오셔서 주문해주세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후디와 슬라이드 외에도 다양한 라치카 굿즈를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치카 뽐 쇼핑 라치카였습니다. 안녕. 안녕. 번. 라치카. 라치카. 우리 부자 되겠다. 귀여운 컨셉으로 가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꾸며볼까요? 뭐라고 써드릴까? 대단한 사진 나왔어. 네네. 귀엽게 잘 꾸몄다. 내가 가지고 싶은데 그냥.